턴투더 백. 페이스 프론트 유교 심사하겠습니다. 13번 김민수, 15번 이유진 스위치. 전면 포즈. 턴 투더 백. 페이스 프론 1 6번 이건승, 1 7번 이준호 스위치 Return to the back. Face front. 17번, 14번 스위치 전투더백 베이스 프론트 16번, 17번 스위치 턴투 더백 베이스 프런트 17번, 14번 스위치 턴투더백 페이스 프롬 1 4번1 6번 스위치 Ponto do B. Face prone. 이준호 선수 13번 김민수 선수 스위치 15번 이유진 선수 14번 이로운 선수 스위치 프론트 백 esto 13번 김민수 17번 이준호 스위치 1 6번 이건승 1 5번 이유진 스위치 턴투 더백 베이스 프론 십사 번 이로운 1 6번 이건승 스위치 onto the back. Face front. 컨트더백 베이스 프론트 십사 번 이로운 1 5번 이유진 스위치 전면 포즈 17번 이준호, 13번 김민수 스위치. 턴투더백 베이스 프론 수고하셨습니다.